나 아니야 나 아니야 어느 누구도 아니야 말을 해야 방금 뭐라 이질한테 방금 뭐라 한거 같은데 (2019년 7월 9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 기동하라 팔로 팔로미 뭐야? 누구 있어요? 누구요? 어디야? 어디에? 어? 뭐? 어디 계십니까? 어? 어디야? 어디야? 어? 뭔 똥똥 소리 뭔 소리야? 어디요? 어? 뭡니까? 나 아니... 너희들 <gasps> 봐봐!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어느 누구도 아니야 어느 누구도 아니야 어느 누구도 아니야 Whoa. 어디 계십니까? 거기 계세요? 거기 계십니까? 누구십니까 당신? 당신 누구세요? 아짐? 아짐이십니까? 뭔 한이 그라고 많습니까? 에? 예? 아... 내려보세요. 내려보실랍니까? 어딨어? 어? 어? 어? 여기 있던 게 이거 지금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지금 이거 단순히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이거 지금 무슨 의미가 있을 뭐 필요하세요? 뭐 필요하시냐 말씀 말씀을 해보세요 말씀을 말을 해요 이런 걸로 겁먹을 내가 아니지 숱하게 이런 것은 겪어왔어라 해보시오 뭐든지 뭐든지 해봐 자신 있으면 뭐든지 해봐 어. 나와 이쪽으로 나와 이쪽으로 당신 집입니까? 얘가 당신 집입니까? 당신 집이 아닌 것 같은데 나이가 때 되십니까? 생각보다 젊으시네요 36 여자 같아요 잠시만 여러분들 교도소? 교도소가 무슨 말입니까? 뭐야? 말씀 한번 해주세요. 에? 예? 얘 방금 뭐라 하냐? 방금 뭐라 했지 나한테? 방금 뭐라 한것 같은데? 분명 여기 아 기운은 있거든요 지금 안 나갔어요 있어요 그런데 기운은 있어 나가진 않았어요 지금 여기 이 안에 있던 거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좀처럼 얘기를 안 하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어.